방향은 신도리, 신도리입니다 내리신 분은 왼쪽입니다. 자, 을지로 방면으로 가신 고객께서는 내선 수령 열차를 들어가시고 서양, 인천과 의정부, 낙지산 방면으로 가신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신실 때는 차안에 동원되는 응원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Dartmoor line line number 1 for Hakjong, Route 2, and Gurchisa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时分次列车的终点站新都营、新都驿站。まもなく終点、新都駅、新都駅です。 はい。 我要在三楼下载。